그분 행복한가 봐. 목격 소리 안 들려서 행복한 가 봐.

갔다가 조금 있으면 공원 또 가자. 맛있네. 어디 가나 봐. 지민양아 형아 집 앞에 가 마킹하면 안 되지 우리 친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됐어요 뭐야? 여자야? 여자 냄새 나고 있어? 어. 야, 쌀가먹 왜 이렇게 무겁냐? 핸드폰만 하잖아. 여자라서 마킹을 안 하는 곳매너는 여보야 똥 쌌어? 우리 엄마 똥 쳐야 돼 똥은 이렇게 치워서 강아지가 Ha ha ha ha! 되겠구나. 그 친구랑은 네버프렌드가 될 것 같아. 누구야는 저 친구가 짖어서 슬픈가 봐. 예후. 꼬리도 많이 자랐네 또 엉키면은 또 잘릴 준비해 <laughs>